새끼라서 뭐라 어씨 오다 어, 왔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<laughs> 이미 시작됐어 <laughs> 뚜껑이 없어 그런데 뚜껑 없어? Thank you. Yes, I love you. Yes. <laughs> 녹은 사람들 아 좋다 Just like